지형 지형 숲, 숲 forest 섬, 섬 island 산, 산 mountain 화산 화산 volcano 사막 사막 desert 강, 강 river 해변, 해변 seashore 초원, 초원 grassland 폭포, 폭포 waterfall 협곡 협곡 canyon 빙산 빙산 iceberg 동굴 동굴 cave 호수 호수 lake